안녕하세요 마이마데 라입니다 와 오늘 나이한테나 보고 싶었지? 하면은 나 오늘은 뭘 하면 될 거냐면은 유튜브 마크 있지? 요거하고 요렇게 된거 근데 그거를 토핑으로거든 아이클레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어 가가싱 잠깐! 그 전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한번 좋아요도 안 누르신 분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그리고 물감 필사인데 라인색밖에 없어요. 선물 많이 받아주세요. 진짜 만들러 가봅시다. 으아, 빨간색 문데다가 피가. 빨간색 <laughs> 만든 게 색이 안 나서 애먹고 있어요. 네, 먼저 일단 요거를 어,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. 누가 좋아하자면 너무 뻑뻑하다. 처음엔 커도 돼요. 나중에 조금씩 늘려갈 거니까 어후 뻑뻑해라. 네 이렇게 해줬는데요. 어,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도우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 와! 아 이게 단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분이 선물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. 거듭 강도 중 스케치 정말 일단 주문해서 여분께 러 보여드리고 이렇게 못생기지 않고 그려줬는데요. 그러면 이거를 봐줘야 돼요. 거리 없어. 내책 이독하지만 짠! 이렇게 가운데가 뚫린 걸 만들어줬어요. 그럼 이제 안을 넣어줄게요. 이 아이클레이를 채워 넣어줄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오늘 방학했다요. 여기서만 오는 거는 목요일입니다. 20... 어... 응? 며칠이지? 오늘이... 음... 29일 맞구나. 어, 그래, 그래. 하, 나 기억력이 어떻게 됐나?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줄게요. 여러분 선물 보내고 싶으신 분은 아무 영상에다가 그냥 자기 이메일 적어주시고 저한테 주실 물품 목록을 거기다 적어주셔도 되고 뭐안 적으셔도 되고요. 초등학생인지 뭐 중학생인지 그 정도만 적어주시면 돼요. 여자라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택배비 그 정도? 그 정도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액괴 물품은 이제 거의 다 안 맞고 있어요. 문제점은 진짜 문제점 나오면 저 그 사람 신고합니다. 이미 많이 받아서 아, 안 맞아. 짠! 이렇게 만들어주었는데요. 잠깐! 이게 끝이 아니죠. 그러면 이거를 쭉쭉 눌러줄 건데요. 그렇다고 옆으로 쭉쭉 눌리면 돼요? 안 되죠? <coughs> 아, 저 지금 감기예요, 살짝. 이거 음, 뭐라 설명해야 되지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작게 만들어주시고요. 그걸 이게 그러면 여기가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걸 쫙쫙쫙쫙 하면 돼요. <laughs> 말로 설명이 안 된다. 은근히 힘드네. 세상에 쉬운 게 없지.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. 건 하나 쉬운 게 있어요. 하야. 하얀건 쉽죠? 아 그리고 오늘 눈 하얗게 왔더라고요. 광화문에도 눈이 하얗게 오고 하얗게 딱뜬 날씨예요. 그렇죠? <laughs> 내친 김에 정치계가 하나만 더 할게요. 그네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음, 어, 내 사랑? 제 사랑을 드릴게요. 뀨. 농담이고 그냥 알려드릴게요. 바람이 선시선시 불어올 때입니다. <laughs> 어깨 죽음. 안 웃기나요? 방금 웃었다면 당신은 아재 안 웃었다면 어, 곰돌이? 곰돌이 인형이에요. 테디베어.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죠. 한 음, 2채널 본 또래가 저 정도 3위 또래? 아말이구야나 왜 이러니 이거 정도 됐다 망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이미 망쳐가는 것 같기도 슬슬 망패를 느낍니다 만약 아이클레이로 토핑 만들면 저 세계 최초? 훗. 뿌이. 뿌이. 아니지도.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. 아, 힘들어. 아, 뭘 했다고 힘들지. 아, 첫날 만에 방어 숙제 다 끝났어요. 오늘 정확히 말해서는 방학 시기여도 방, 방학 날도 아닌데 <laughs> 방학 숙제가 끝나버렸습니다. 무려 3개나 해야 되는데 얘기견 독서학 제외입니다. 배터리가 없는 게 뭐... 배터리가 부족해서 영상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다 만들어봤고요. 대망이 잘라보는 시간인데 그날 에필로그 편에서 보죠. 이번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좋아요도 많고 선플도 많으면은 에필로그 영상을 업로드 할, 할 거예요. 마이안들저 고민 있는 거 알죠? 매일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하기 힘들어. 아. 으아. 그러면 나연이는 분들 많이 많이 생기도록 구독 한 번만 안 하신 분만 뭐 좋아요 안 하신 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사랑해요. 야 안녕 나연들.